가슬가슬 미친들기에 엑소는 우스베리 노래는 아드베리만 아위엔드 바스타이마스 저기 와 땀보는 느껴 너한 입에 지지처럼 집어넣을 때다 향들 맡고 색깔 입을 갖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때다 아 그런데 빨대면 힘을 빠져 이목까지 아 없었죠 오신이가 보내는 변호라든 그런 거니까 내와지 애초 진차려 어쩌라 인간인의 마음을 뻑뻑 버려놔 하늘한 입꼬리 보니 딱 t ü r k i y e 신일게 헤이 저 안에 본 스타일러 조금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 내가 울안 사랑해요 남의 떼고 놈이냐